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다이소에서 사온 시몬키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도 다이소에서 시몬키를 사서 기르시고 있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짠 기억나십니까? 자 우선 여기는 제가 원래 기르던 거 다이소 거 이거는 작은 브라인 시림프 그 다음에 알을 가졌던 큰 브라인 시림프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 큰 브라인 시림프 친구들이 야 거의 다 <coughs> 알을 가지고 했었는데 급격하게 개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표면에도 있기도 한데 그것도 많이 줄어서 좀 아쉬워요 네 지금 한 10마리 남짓 남은 것 같네요 저번에는 한 30마리 정도 있었는데 그리고 알 가진 친구들이 지금 싹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알이 침전물로 해가지고 지금 아래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 색깔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알들이 저기 아래 왠지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응가랑 좀 섞여 있긴 한데 아 이거를 옮겨주기에는 지금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옮겨주기에는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을 끝까지 이 상태로 사육을 하다가 이 상태로 사육을 하다가 나중에 물을 증발을 시키고 1주 2주 정도 건조를 시킨 다음에 나중에 부화를 한번 다시 시켜서 이 통은 그대로 그대로 한번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사이즈가 그래도 좀 작네요 먹이는 매일매일 우리 할아버지께서 챙겨주신 먹이 크롤렐라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어 크롤렐라가 냄새가 상당합니다 엿 버보베 약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하죠? 자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동그랗게 알들이 맺혀 있기도 해요 진짜로 알은 많이 나왔어요 이 벽면이 화살표 가리킨 게 알이에요 알그 아, 다음 두 번째 중간 사이즈 친구들입니다 자이 친구들 역시나 오 전부 다 많이 컸네 야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와 여기 되게 특이한 게 어, 시몬키 새끼도 들어가 있어요 번식을 고세했나? 야 역시 시몬키는 불빛을 좋아합니다 야다 멍청이죠? 자세히 보시면 애기 시몬키도 있어요 여첩디 어쨌든 간에 얘네도 잘 자라고 있는데 알을 가지고 있던 친구가 있었나봐요 자 얘네도 먹이 오늘 주는 날이니까 야 줍시다 자 이제 대망의 이제 다.. 오여 동그랗게 보었어자 드디어 대망의 다이소 시몬키 지금 투명해서 안 보이죠? 어떻게 됐을까요? 자 대망의 우리 다이소 시몬키는 얼만큼 성장을 했을까요? 열흘이 지났습니다 짜잔 자 보이십니까? 지금 아직도 작아요 아직도 작고 시몬키가 이렇게 작은데 그래도 가질 건 가졌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꼬리도 생겼어요 헤엄을 부드럽게 헤엄을 치는 게 아니라 음 약간 뭔가 딱딱딱딱 끊어서 헤엄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전에는 개체수가 진짜 한 50에서 100마리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몇십 마리로 좀 줄어든 모습이 보입니다 야 역시나 불빛에 달려들고 있죠 자 그래도 와 성장을 한 거 보니까 다행입니다 여기서 한 10마리 정도라도 성체까지 커준다면 다이소 어, 시몬키를 키우는 게 대성공인데 우선은 수온이나 이런 거 면에서는 한 24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야 그래도 제법 큰 친구도 보이고 야 뿌듯하다 뿌듯해 야 아까 알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지금 표면 위에 떠있던 게 아까 그거랑 거의 똑같게 생겼죠? 야 여기서 또 계속 부화하나? 와 어, 여기도 많어 야 어쨌거나 <laughs> 야잘 끄고 있다 오 야야 제법 야 진짜 많이 컸어 이 봐봐 야 이러면 좀 내가 뿌듯하지 그리고 다이소에 있는 거랑 시몬키랑 브라인시리프랑 같냐고 물어보시는데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민물에서 밭에서 사는 이제 풍년새우는 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풍년새우는 바로 민물 그리고 브라인 시니프랑 시몬키는 바닷물에서 살아기 때문에 음, 물부터가 다르죠 제가 먹이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이소 먹이로 키운다 했는데 이 다이소 먹이가 그래도 잘 들어요 이 스푼으로 이 가루를 한 번만 떠서 주면 됩니다 한 3, 4일 한번 주면 돼요 예, 시몬키의 먹이는 소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먹이가 녹으면서 떨어지고 있죠 생명이 번식을 하고 탄생하고 죽고 이 사이클이 이제 시몬키에서 관찰이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야 열흘째인데 이 정도면은 음, 거의 대만족이고요 한 2주 정도만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다 오면 거의 성체급 되어 있겠네요 <laughs>